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10월에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10월에 개발자 노트가 떴고요. 어, 내용이 좀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보상 안들에 대해서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뭐 많이들 예상했듯이 일단 새로운 영웅으로 보이는 일러스트가 나왔습니다. 많이 예상했던 대로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존 5성 캐릭터의 조력자입니다. 자, 처음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화 수급의 어려움, 원하는 용병이나 장비 획득 난이도에 대한 단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고 개발팀 또한 신규 용병단을 생성하여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초반 성장에 대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단장님들이 보다 빨리 게임에 정착하고 기존 단장님들도 계획적으로 진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상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중인 사양 등으로 적용 시점과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 어, 지금부터 한 2주 뒤에 업데이트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뉴3 0 day festival입니다. 자, 기존에 처음 신입 단장을 생성, 신규 아이디를 생성 시에 나오는 네, 30 day festa 와 신입 단장님을 위한 연속 출석 이벤트를 통폐합하여 이제 new가 붙었죠. new 30 days festival로 개편이 됩니다. 자, 연속 출석 이벤트는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상들이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신입 단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완료하신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자, 기존 보상이 이제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미션, 이 미션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설 계약의 custom 환결업 적용과 용병 확정 획득 시스템의 추가입니다. 자, 우선 조력자와 전설 조력자의 적용 중인 한정 획득 이벤트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설 용병의 custom 확률이 적용되고 전설 계약, 우선 마일리지 계약, 신규 및 기존 용병에도 환, 확정 획득 시스템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설 계약에서 전설 조력자만 선택을 했다면 확률업 설정에서 기존의 이제 뽑토 도베노스 옥토 중에서 이 네 마리가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선택해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는 이 전설 조력자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확적 획득 대상을 용병으로 할 것인지 조력자로 할 것인지 대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를 소모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등산까지 남은 횟수가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다 해면 확정 획득이 됩니다. 이건 똑같죠. 자 그리고 5성 마일리지 계약에도 확, 확정 획득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이게 횟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커스텀도 그 확률업이 천장이 조력자만 있었는데 용병도 천장이 생깁니다. 용병 이제 횟수는 제 밑에서 볼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용병을 원하면 용병, 조력자를 원하면 조력자를 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유형별로 전설계약 같은 경우 500회, custom 확률업은 100회, 신규 확률업은 80회, 마일리지 계약은 10회입니다. 전설 조력자는 200회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예고했었던 영혼 장비 마일리지하고 선택권이 추가가 됩니다. 자, 영혼 장비에 마일리지를 통해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계약 시 소모한 골드에 따라 영혼 장비 마일리지를 획득합니다. 골드 4,000원당 영혼 장비 마일리지 1을 획득합니다. 4만원이 한 개네요. 그러면 4,000원이 1점이니까 4만원이 10점이고 40만원이면 100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0점 이잖아요. 40만 원에 100점이면 이제 영웅장비 마일리지를 선택권에 뽑으려면 5천 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를 모두 채우게 되면 이 영웅장비 선택권이 지급되고 이 선택권은 기간제 우편함으로 90일 보완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연구 보관함 아니고 기간 제한에서 90일 지나기 전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혼장비 마일리지 선택권 사용하면 전설용병 제외 모든 5선 용병 영혼장비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 어, 경험치는 밑에 있네요. 5성 이상 등급의 영혼 장비 재료 경험치도 조정이 됩니다. 네, 재료로 사용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량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성 이상의 영혼 장비를 재료를 레벨업을 해서 뭐 넣으면 더 많은 경험치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1레벨 기본 경험치를 소폭 증가시키고 레벨업에 따른 보너스 경험치가 하향 조정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 보상이 개편이 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반복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전반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일간 출석 보상이 일단 개편되는데요. 자 출석 보상은 이전까지 출석 일수 유지되고 업데이트 이후에 해당 2차에 개편된 보상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드도 30만으로 다 늘어났고 이제 뭐 일반 계약서 뭐 주던 거 고급 계약서 주고 다이아도 600개 주고 전설계약서도 주고 뭐 이렇게 오수복이 한 개 추가되고 사성, 조, 사성 조력자 선물 300개 선택권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고대주화도 150개에서 250개 자 그리고 1, 2미션 포인트 보상도 바뀌었습니다. 아, 기존의 고급 계약서 장수가 10장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성 랜덤 용병 한 개가 아닌 전설 계약서 10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미션 포인트가 이제 달랐던 것에 대해서 다 300으로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결투장 명예 점수, 결투장 명예 점수가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각 미션 이벤트 그리고 사성 용병과 빛나는 사성 스킬북 위주로 진행되었던 조각 미션 이벤이 5성 용병과 빛나는 5성 스킬북 획득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은 아나이스를 하고 있죠. 사성용병이 아닌 오성용병을 조각으로 그리고 오성 스킬복도 조각으로 2주간 미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바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협동토벌 성공 보상도 영웅 파편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변경되는 협동 토벌은 쉬움과 보통이므로 어려움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고요. 신규 유저이나 이제 초보 유저분들한테 좋도록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룰렛 보상입니다. 행운의 룰렛 보상도 경험치 두 배 아이템이 삭제되고 골드와 말발굽이 수량이 소폭 상향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보상이 개편됩니다. 업적 점수 보상 그래서 유니크 티켓의 수급처가 부족하다는 단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적 점수 보상으로 유니크 티켓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전설용병 특별 미션, 도미노스 옥토 미션이 전설용병 특별 미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육마선, 뭐 도미노스 옥토 다 레전드 머신너리로 해가지고 주화를 지급되는 보상량이 이제 5 0 0개 상향되고 이제 단장 레벨도 획득 조건이 30레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신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500 주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캠페인 보상 그 지금 캠페인의 삼성 용병 조각들 주는 부분 있죠. 그것들이 현재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 아직 뭘 준다는 건 없네요. 10월 10일이고요. 이것도 시스템 개선사 이제 봉인된 수정 동굴도 공격 방어 마법. 내가 지금은 뭐 월요일은 공격, 화요일은 마법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횟수 충전이 1일 10회까지 가능하고 필요 재화 충전 시 다이아 10개로 충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일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제 각성 동굴, 수정 동굴 미션 보상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성지휘검이 어, 기존에 10개 만 충전이 됐던 것이 3세끼의 충전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제 신성결 투장 같은 경우는 따로 지휘검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서 잘 돌려주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어, 또 30개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30개가 맥스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용병 신규 조력자가 업데이트됩니다. 자, 우선 맨 처음 배너에 나왔던 글레이시아의 조력자인 아이샤입니다. 글레이시아의 호위 기사 겸 비서 겸 전속 메이드라는 세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요. 빙하의 가시라는 빙설의 검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리스티나의 조력자 캐시입니다. 자, 그녀의 파트너이자 선생 그리고 언니입니다. 똑같이 이제 로봇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리스의 조력자 멜로디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조력자, 삼성 조력자가 드디어 칼슨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로랑의 사촌이네요. 어. 자, 마리아가 몸담았던 제국 마도 대학의 동급생이자 로랑의 사촌입니다. 마리아에게 항상 투명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항상 그녀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설정이네요. 얘는 검은색 타이즈였는데 얘는 흰색 타이즈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휴변 계정 결투장 랭킹 제외됩니다. 31 이사 미접이신 경우 <laughs> 랭킹 제외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서버 스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마 그냥 스토리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력자가 나오는 애들로 같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월 26일에 첫 공식 오프라인 행사인 부데이가 개최됩니다. 자이 부분은 따로 공지가 있어요. 브라운 페스티벌이라는 어, summer 페스티벌처럼 또 브라운 페스티벌이라는 컨셉으로 10월 중에 이제 할로윈 이벤트, 전설 스키 전수 이벤트까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10월 신규 용병의 조력자 rough 이미지로 한 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개발자 노트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별개로 글로벌 브라운 더스트에서는 콜라보 이벤이 업데이트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에서는 이제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과 대하여 건에 대하여 막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애초에는 한국을 포함했으나 이제 해당 애니메이션이 어, 시국상 적절하지 않아서 어, 국내에는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 10월에 개발자 노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